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 메뉴가 달기랑 생크림 딱 디코를 준비했어요 아 우리 집에 유리 그릇이 없어서 그냥 도마에다가 생크림 놔뒀어요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밀라흐마라힘 이렇게 꼭 먹어보고 싶은데 생기를 많이 먹으니까 느끼하네요. 아,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안녕.